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지금은 아침이고요 첼모닝 첼모닝이네요 첼 첼모닝 둠둠둠 빠빠빠빠빠빠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친구들과 함께 세부로 여행을 가기 바로 하루 전날이기 때문이죠 어, 그 갑자기 세부를 왜 가느냐 저희 타장 컴퍼니 어, 태혁이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아, 가평을 가려고 했어요 아 근데 태혁이가 누구냐고요? 태혁이로 말할 것 같으면 Q&A 50번 문제에 나왔던 나다 씻었는데 누구세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어, 우리 가평으로 놀러 가자 이랬는데 친구들끼리 가평 여행 계획을 짜다가 아 우리도 언제 한번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하고 스카이 스캐너를 딱 켰어요 그런데 아니 아니 세부 아니 세부가 항공권이 16만원 있는 거예요 이거다 우리 지금 아니면 못 간다 바로 그냥 과철용 빙이 목고 세보로 가그 자리에서 항공권 <laughs> 예매해버리고 이것저것 예약하다 보니까 내일 세부로 가게 됐네요 사실 뭐 세부는 예전에 한번 가본 적 있지만 친구들이랑 가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 너무너무 떨립니다 아, 그래서 뭐 함께 짐을 싸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국타잔에 추천곡 들어갑니다 저희가 또 저가항공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프랩의 Cheapest Flight 어, 정신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여행은 3박 4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정말 최소화 해가지고 가방 하나만 딱내고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갖고 가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일단 팬티, 팬티, 팬티, 팬티 양말, 양말 아쿠아슈즈 민소매, 민소매, 민소매, 민소매 추리닝 바지, 수영복 바지 그냥 반 바지 샤스 아 그리고 출발할 땐이 티를 입고 갈 거예요 음, 옷은 이 정도로 진짜 간단하게 챙겼어요 막 뭐 가서 막 진짜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사진 남기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가서 편하게 놀고 올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챙겼고요 그 다음으로 챙긴 게 프로틴 제가 친구들 것까지 해서 대표로 프로틴을 쌌습니다 이거 막 공항에서 걸리지는 않겠죠? 요즘 워낙 그 약물 그런 게 막 많아가지고 This is protein 하면 되겠죠 뭐 예. 그리고 쉐이커 그리고 여행 가서도 몸 관리는 해야죠 multivitamin 그리고 선글라스 칫솔 선크림 폼 클렌징 왁스 렌즈 챙기고요 어, 스킨 로션 같은 거는 저희가 그냥 가서 사기로 했어요 사람이 4명이고 또 저희가 굳이 수화물 붙이지 않을 거라서 그냥 거기 마트 가가지고 4일 동안 쓸 거 사가지고 쓰고 오자 이렇게 했고요 충전기 그리고 각종 뭐 포트, SD 카드, 뭐 보조 배터리 있고요 요거는 액정이 다 깨진 아이폰 6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제가 또 뭐 나름대로 그래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SD카드 그 용량이 다 차, 차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고 노트북을 갖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럴 때 요거 있으면 요렇게 딱 꼽아주면은 USB 딱 꼽아주면은 그냥 그대로 사진, 영상 딱 요로 뭐 이동식 외장하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때 항상 이런 용도로 쓰려고 이 폰을 버리지 않고 놔뒀어요 그 다음에 가져갈 것이 힙색 안에 뭐 여권이나 돈 같은 게 들어있고요 하하하 그리고 대망의 이번에 아주 큰맘 먹고 가져가는 이 드론 이걸 산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막 날릴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놓고 아끼 뭐합니까 좋은 데 가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멋있게 치아 얘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뭐 수신거리가 멀어지면 알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돌아오기도 하니까 뭐 잃어버릴 걱정은 없고 만약에 제가 세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아마 잃어버린 드론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타잔 깃발입니다 세부의 중심에서 타잔을 외칠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재미로 혹시나 쓸까 해가지고 접으면 부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리하여 짐을 다 쌌고요 아, 이 친구 여럿이서 가는 이 해외여행은 또 처음이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막 학기로 가다 보니까 학점도 좀 적게 듣고 뭐 금요일, 월요일이 여유가 좀 있어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부 가서도 어 안전하게 잘 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 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제가 아까 들려드린 cheapest flight 한번 들어보시고 모쪼록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세부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제발